땅에서 내려가야 할까? Okay. 결국 둘이서 결판을 내게 됐어. 음, 그래야지. 그렇지. 그 누구도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해. 너도 알고 있잖아. 이건 본게임전에간단하 몸풀기 같은 거니까. 본 게임을 시작하자. 이 좀비 같은 놈아. 진정한 남자가 누군지 결판 내자고. 대단한데, 그레이브! 결국 둘이서 결판을 내게 됐어. 공식이 아니니까 말이 하지만 알고 있네. 이건 내 방식도 아니라는 데참 아깝단 말이야. 널 죽여야 한다는 게. 내놈이 이렇게까지 짜증나게 하지 않았다니더 좋은 사이가 됐을 땐 <laughs> 이제 이놈의 사지를 지켜서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게 해주마! Слышать!